내일은 Tower Records에서 무대를 하는데 어, 영광스러운 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. 유명한 스타로 가는 약간 그 길이라고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안 따는 거수 없죠 그렇 저희도 가야죠 한번 잠깐 다 한번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아쉽다 아